군대에 가면은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남자 고등학교, 고등학교랑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요. 요즘은 계급 간의 이런 막 서열 구조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엉덩이 때리면서 인사하고 심심하면 이렇게 백허 가가지고 안겨있고 어, 같이 침상에 누워있고 이런 거는 뭐 일상도 아닙니다.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 스킨십이 아주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은 저기 옆부대에서 사고사리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자꾸 백허그를 하는데 난 이게 성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 소식이 제가 있는 부대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행보관님이 너네도 그렇게 안 꺼내다가 저 옆부대처럼 어 마음의 편지 적힌 거야 이러면서 너네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백허그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면 뭐예요 애들이 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렇게 백허그 하고서 이렇게 막 아 이러고 놀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딱 보더니 음, 너네들 어? 백허그 이렇게 어, 엉덩이랑 고치고 할 거냐? 고추를 엉덩이에 비비지 말란 말이야? 너네 그러다가 다 아, 어? 마음의 편지 적히는 거야? 고추를 엉덩이에 비비지 말란 말이야 고래고래 지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부터 <laughs> 고추를 엉덩이에 비비지 않는 군대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